하나 둘셋 수업을 여기가 NCT 안녕하세요 NCT입니다 interactive live 나를 구해줘가 정규 편성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오마이갓 시즌 여러분들 앞으로 매주 월요일 저녁 8시가 되면 실시간 라이브를 통해 저희를 만나실 수 있어요 그리고 SNS 투표를 통해서 여, 러분들이 직접 저희가 어떤 역할을 할지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. 네. 어 그러면 여러분이 투표를 많이 많이 해주셔야겠네요 4월 22일 월요일 유튜브 채널 NCT와 퍼프앱을 통해 첫 방송되는 나를 구해서 절대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이번에도 저희 구하러 와주실 거죠? 꼭 구하러 와주세요 나를 구해줘